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음. 음.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음.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구독 버튼 클릭은 무료입니다.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